Punk Jun t h a 제육품. 서포트 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즐겨봅시다 준비되셨죠? 왜요? 자긴 거 같고 돼지인 거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돼지야 그치? 알겠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인데? Love And a boy with love 생방송 하러 Let's get it Let's get this right okay. 축하드니다축하드니다 비상 소감 부탁드려요. 아, 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동시, 아, 동시, 팬들의 힘이 좋네. 불러야지, 불러야지. 오늘 와주시고 또 매번 이렇게 투표를 네, 사실 이렇게 되게 얼마 안 걸린다고 해도 되게 수고롭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매번 또 지지를 보내주시는 어,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매번 한 번 한 번씩 소중한 문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그 저희 휴닝카이 네. 님께 네. 알려드린 그거 좀 이상게또 이렇게 일을 를제 작업실 책상 위에 이 친구의 미니 피규어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아, 그 옛날에 한 거요. 네, 네, 네. 아, 알고 있죠. 주셨잖아요. 네. 네. 하나 하나 더더 들어가 있네 우리 그그 그 트로피 그 장식장에. 네. 그렇지, 그렇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미로. World Number One 힙합 차트 쇼. 이기 이기세로 오라 남는 활동 막주니까 훨씬 더 파이팅. 파이팅 경치게 달려가야지. 달려- 재밌게 가죠. 야 정말 사실 엠카운트다운 막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막방인데 엠카운트다운이 저희한테 그 지난주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 저희가 진짜 그 방송에서 오래 했잖아요, 회사에서. 맞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지난주 그 생각이 나면서 또 오늘 그래도 이 조명이 되게 자,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녹화할 때 겁나 더웠는데 아마 저희 제가 때는 팬분들의 그 열기가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맞아. 아, 이게 에어컨도 소용없어요. 그, 그렇죠. 아 그냥 녹아버렸어요. 네네네. 네, 네. 바로 그 멘트를 원했어 저희가. 네.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 뜨거운 열기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미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글피도 한번 파이팅! 글피! 아, 글피라고 해요? 글피 네. 그리고 그, 그 다음 그 글피 우리 이게 누레지야 그래서 우리 은거 아니야 자! 빵창 소년자! 파이팅! 아미! 파이팅! 누레지 않았어요?